지신난다 저희 워크숍 가는 거 되게 기다, 기대하지 않았어요? 내가 설레지 않아요? 설레냐? 졸리다 <laughs> 맨날 워크샵 언제 가냐고 물어봤잖아 아이 그땐 어색했을 때고 <laughs> 어색해서 할말 없어 오 혹시 못 찍어요 아 나의 고향 신돌이 신돌이 지은아 내가 저기서 게임했었다니까 좋은 데서 잡았네 아 근데 숙소보다 조금 좋아 이럴 거면 다시 신돌림 갔어? <laughs> 그건 좀 타면 돼. 지민이랑. 그냥 앞에 앞에 타. 혹시 퇴근길 라이브 하나 어? 이거 뭔데? 어? 이거 뭐야? 기야. 아니 기. <laughs> 기야 아이거구 와 기아 못 찾아서 못 갈 뻔했잖아 저 냉정한 사람들 지금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아무도 안 기다리고 먼저 가고 있네 너 편집, 편집하면 되잖아 나중에 예선서 어떻게 해? 어떠냐고요? 작년에 한번 가보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총 좀 사격 좀 해보면은 재밌지 않을까요? 뭐냐고 아니 나789 789 대호 형 5번이에요? 나 5번 그럼 캐리어 성수가 캐리어 성수가 맞아 빨리 아 괜찮아요 진짜 못하겠어 진짜 충이다 아 진짜 진짜 못해 아, 아 진짜 진짜 진짜 못하겠어 진짜 총좀 사격 사격 좀 해보면은 재밌지 않을까 빨리 빨리 빨한 발만 쓰고 무섭면 나와도 돼요?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강제로 이렇게 쏘라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자세랑은 다 해주시죠 알려드리고요 그 총을 한번 하머리판이 있거든? 그거를 어깨 있잖아 여기 다들 오른손잡이지? 네. 어, 다 오른쪽 어깨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오른쪽 어깨 개머리판 붙이고 그 왼손은 그냥 총을 걸치기만 하고 볼 있지 오른쪽 볼 볼에다가 이렇게 총 붙이고 그 다음에 조준점 보고 이렇게 쓰는게 기본 자세야 변차안 시키면은 조준점도 아무것도 안돼 어, 위험하고 들어가면 돼요? 네 들어가면 돼요 해볼만 했죠? 재밌었죠? 어땠어? 네 발째 때 아파가지고 그냥 나왔어 아팠어? 응. 네 발째 때 너무 빨리 하느라 빨리 하고 나가겠다 생각해가지고 음. 딱 너무 너무 자세 제대로 안 하고 해가지고 여기 아팠어 그래서 나왔어 민석이 하나 맞췄잖아 네? 빨리 나오려고 어 빨개졌어 하나 맞췄대 그래도 민석이 하나 맞췄어 하나 맞췄다는 소리 듣고 나 <laughs> 들어가면 돼요? 네 남자답게 용기 있게 집중력 근, 성 근성 어 이거 썰네 어 고막 터질 뻔했어 어떻게 했어요? 그냥 앞뒤 없어요? 아 앞뒤 없어 괜찮았어요 배훈이 이거 할수 있어? 어, 어, 어, 다리가 안 올라가지는데? 다리가 안 올라가져요. 어. 아. 이거는 아무나 타. 오. 야. 야 표정도 표정 엉금지 표정. 아, 그 저로. 오 누구일 거야? 아. 앞에 진돌한 척 해봐요 빨리. 어떻게 운전을? 약간 왼쪽 오른쪽 한 번 해서 왼 자기가 혼자. 아니. 가능해요. 아, 시작 왼쪽. 왼쪽. 아, 거기 왼쪽 아니잖아 왼쪽. 왼쪽 여기 아니에요? 시작 왼쪽. 이 왼쪽을 살짝 하나, 봐야 돼. 둘, 셋 왼쪽. 왼쪽을 뒤에 살짝 봐야지. 뒤에 타서 넣는데. 뒤에 타서 안아줄까요? 어, 뒤에 타서 안아줘. 어떻게 타요 뒤에? 해줘요 왼쪽 오른쪽. 해주는 거야 캐리 안 하자. 왼쪽. 오른쪽. 오른쪽. 왼쪽. 오, 저거 됐네. 이거 돌리는 척 한 번 해줘. 이거 돌리는 척. 아, 이거 나가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안 시동. 나와요, 안 나와요. 시동 뭐야, 표식이 앞에서 찍어야겠다. 근데 색이 진짜 잘 어울린다, 옷이랑. 그러니까. 엉덩이, 엉덩이로 먼저 자세히 잡고. 자, 자세 좀 잡아야 것 같은데. 내가? 엉덩, 아, 좀 불안정해 보이는데? 아니야. 아, 아. 어제 좀 됐어? 조금 아좀 자고 있어 쉬고 있어 어, 이 정도 차는 거 진짜서 무조건 있지 몇 인승? 몇 4인승 진짜? 열림? 작아 보이는 거 같아 아 이거 안 되는데 그래? 오케이 앉아보고 싶가 어디 있는 거지? 기어 세컨드 서 하는 거예요 기어 세컨드 아,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야 기어 거예요? 아, 음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버지 오셨어, 아버지 오셨어. 제, 기하지 말고. 팍강이 쳐세 하시고. 완전히 돌아, 완전히 돌 너네 불러. 볼게요. 오. 오. <laughs> 역시. 오. 재밌어. 아나 이거 슈퍼카 안 부럽네 이게 슈퍼카요 이게 슈퍼카요 그냥 조기만 해 틀기만 해줘 야나이 친구 안부럽네 안돼 너무 나 너무 천천히 가 있냐면 그 뒤에 알이라고 돼있지 알. 네. 그래서 그쪽 그쪽. 네. 그 빨리 바꿔봐. 뭐야 이거? 어, 뭐, 뭐. 오! 와! 사장님! 개웃 돌아, 와 저기 가서. 조정수 뭐 했어요 여기서? 네? 여기서 뭐 했어요? 네? 여기서 뭐 했어요? 뭐 했냐고요? 네. 그냥 노래 듣고 있었는데. 야, 저 아줌마 태워다 줘. 저 아줌마 태워주잖어디 어, 가? 어디? 아, 진짜 진짜 태워달래요. 내가 아줌마 하자. 楽しいです